귀여워 <laughs> 주님,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. 재밌냐? 재밌어? 돌아. 돌아. 걸어가봐. 아, 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야. 싫어요. 어. 어. 어, 싫어요. 내놓으라고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